소스가 맛있다는 거야? 응. 그렇대. 달달한 소스 맛인데? 설탕이 여기 뿌려졌어. 음. 소스는 단게 아닌가? 먹어봐. 음. 살짝 달다. 그지? 응. 음. 9시, 막 10시 이렇게 퇴근하는데. 여기 다 먹어도 될것 같아. 잘 돌아가네. 소스가 엄청 많은데? 이거 다 넣는 거 맞아? 근데 음.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모델 수집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음. 처음에는 정성들을 그리다가 그냥 한 줄로 해서 빨리 나가서 많은 분들과 이 음.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야, 근데 이거는 소리 음. 떨어져. 야, 그게 고스란히 건강감독. 맛있다, 맛있다. 이게 이제 우리 송기정 근데 지금 사인백이 남아있는데 이제 네. 오래된 게 아니라 한글로서 일본 사람들이 이분들이 노예 한자만 쓰고요 한글 정말 프로포기스미 창피한리고 어제 친구한테 딱세 장만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? 슬프다 그리고 여기 정확히 그, 그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수업을 잘 못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진 네네 뭡니까 이것도 그래도 태극기 어디 에 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태극기를 손을 위로 치켜들고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거. 해서 드셔보시면 됩니다. 아, 그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만 하네. 난 이게 너무 싫어.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그러면 맛있 건안 맛있 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먹고는데 나 창피해 죽겠어 아주. 제발 좀 고기 먹고. 이거 아주 아주 맞아.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한다고 이게 벤치 사이즈인가 봐 누야 너? 새끼? 뭔가 빨리 비워야지 이거 털 소나기 내려갔어 뭐야? 뭐야? 평왕스? 파김치 진짜 맛있어. 나만 탄거 주워준 거 같은데. 바꿔야지 <laughs> 티로리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안 떼져 어! 한 5초 돌려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씩 먹을까? 너무 귀엽다. 재밌을 조같만 unboxing 짜잔. 오 여기 들켜 있어. 이렇게 미니미하게 생겼습니다. 짠 열으면 이거는 샌드위치 메이커예요. 그리고 툴 펜이 또 따로 옵니다. 저희는 지금 크로플을 먹을 거라서 이거를 뺄 거예요. 괜찮은데? 과연 우리 방법이 통할지 이런데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닦아주라고 막 그러네 오. 오. 음. 어, 오, 마음에 드는데 색깔은? 괜찮은데? 그지? 음. 오. 음. 겉에 캐러멜화 되는 것 같아. 음. 이제 식으면 완전 바삭해질 것 같지. 음. 근데 이거 언제 하나씩 다 하냐? 두 개 한꺼번에 할까? 보통 두 개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. 맞네? 당연지 똑같은 건데 와, 와, 와. Thank you. 아메리카노 이렇게 맛있게 느낄 수가 없어 나한테 <laughs> 바삭하면 여기 들어가겠지? 성공! 100% 만족합니다! 음.